일어나 일어나 일, 일어나야 돼 일어나 이것도 저품인가? 보일까? 갤러리 이 룸에서 이렇게 다 저 작품이 있는다고? 궁금한 음. 갤러리? 한번 가볼까요?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완전히 <laughs> 완전히 부스전시 책이나 좀 봐볼까? 그쵸? 자, 전시를 다 보고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별로예요 되게 많은 생각이 <laughs> 드는 전시였어요 <laughs> 너무 자본주의 끝판왕 이제 우리는

앞바닥이 <laughs>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막끔 발이 아파요 빨리 집에 가자 여러분 동생 집에 왔는데 동생 집이 완전 <laughs> 완전 난장판이랍니다 어야 이거 귀엽다 얘 뭐야 이거? 걔 트위티양 걔 트위티랑 같이 나오는 어. 앞당이래 헐야 근데 얘 왜 이렇게 인형 묵직해? 몰라 음, 귀여워. 자, 또 뭐 볼 게 있나요? 아니, 도대체 선풍기, 이 코딱지만 선풍기 또 뭐예요? 어, 너무 좋아요. 그래요? 때딱 해보면 그래요? 받았어요. 켜볼까요? 오, 어, 소리는 되게 조그맣다. 그래서 머리를 어느 정도 말려놓고 음. 스킨케어 같은 거 할 때 틀어놓으면 머리. 오. 오늘, 오늘은 나가서 요거를 샀어요. 오늘의 또 구매 후기. 라템. 라템에서 요거랑 요 핀을 샀어요. 제가 요새 핀에, 핀에 꽂혀가지고 얘는 7,900원. 3개에 7,900원. 솔직히 어떤 거 같아, 가격? 얘는 8,900원. 저는 사실 살짝 비싸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요새 유행이니까 선생 네, 어때요? 오 예쁘다. 요거는 왕큼핀 그리고 큐빅이랑 진주 아 근데 핀들이 되게 와, 장난 아니다. 경고해? 엄청 짱짱해서 좀 음, 뭐야? 보여줘. 어 근데 이거 이쁘다. 잘 샀다. 어 그거 너무 이쁜데? 좋아 오늘 쇼핑 성공! 오늘 또 하나 더 산 것이 있습니다. 하나는 명랑김 이건 동생이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샀어요. 명랑김이랑 치즈김. 우와 짱이다. 약간 응, 맥주랑 뭔가 뻘긋뻘긋한 명란젓 알을 깨부셔 놓은 거가 있는 것 같아. 얘도 까주시겠어요, 선생님? 몰라요, 좀 잘 뜯어졌어요. 짜잔, 우와, 귀엽다. 치즈김이라더니 치즈가루 부셔놓은 거를 여기 이렇게 해놨나 봐요. 명란김이랑 치즈김. 음. 음. 명란젓 맛이 확실히 나나요, 진짜. 근데 김 자체가 워낙 맛있으니까. 명란이 근데 바삭바삭해. 응. 과자같이. 응. 맛있다. 괜찮은데? 아, 아빠 사다 드리고 싶다. <laughs> 효녀다 <laughs> 넘나 효녀. 야, 근데 되게 맵지 않냐? 어, 매워. 응. 너무 맛있지 않아? 응, 완전 맛있어. 근 진짜 맥주랑 마시면 진짜 맛있겠네. 응. 여기다가 그냥 밥 싸먹어야 돼. 어,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너 밥 있어? 없죠. <laughs> 짜잔, 이거는 치즈김입니다. 노란색 이렇게 따라봤을 땐 노란색 잘 안 보여, 그치? 음. 음, 얘도 치즈 맛이 확 나긴 한다. 음. 맛없다기보단 음. 좀안 어울리는 음. 느낌인가? 조합이 좀 별론 것 같아. 치즈김 인상이 별로네. 껍데기도 더럽더니만. 아, 유통기한도 기분 나쁘게 더 짧아, 명란보다. <laughs> 아, 이거 묻었어요. <laughs> 이따 가 먹으려고. 이따 치킨 한번 싸 먹으려고. 김은 명란김은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거 같아. 가격 모르잖아요. 2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. 2천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, 김이? <laughs> 몇 장 들었지? 그래도 맛있잖아. 20장 들어도 장당 100원이란 소린데 김이. <laughs>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진짜네? 선생님, 저희 네. 집은 어떻게 해야 심폐소생술을 할까요? 아,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오늘 사실 큰 프로젝트가 남았습니다. 동생방이 진짜 너무 코딱지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이 아주 구조를 거지같이 바꿔놔서 지금 집이 조그만 집이 더 조그매 보여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집 구조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놀 데가 없는데 뭘 자꾸 이렇게 자꾸 앉아. 물건이 진짜 앉아. 그러니까 근데 이거 도대체 물건 어디서 생기는 거야 도대체? 이거 자꾸 어디 생기네. 주워 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지금 이 집 구조인가요? 오, 야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너. 괜찮은데 이 그림만 그렸을 때는 되게 완벽한데 저 가구들이 지금 너무 짧게 그리신 거 아닌가요? <laughs> 제 생각에 저거 있죠.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? 이렇게. 빨래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아. 빨래? 응, 빨래 그러니까 빨래 건조들이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. 아, 우리 이거 배치 해보면서 생각하는 거 어때? 배치 해보면서요? 지금 시간은 2시 27분. 지금 정리가 막 끝났습니다. 자, 요거를 여기다 옮겼고요. 사실 제 기준 아직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동생은 이게 좋대요. <laughs> 우리는 이제 <laughs> 선생님, 선생님 주무시는 거예요 혹시?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 지금 11시 43분이에요 원래 동생이랑 아침에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못 일어났나 봐요. 동생은 이미 가버리고 없습니다. <laughs> 저도 빨리 준비하고 오늘은 바로 집에 가려고요. 아 시원하다 anticipate me. I'm a kid again in a vibrant life. a ghost on dark eyes anticipate me. I'm a kid again in a vibrant life. Boş. Bana bağırsa.